약간 바닷가 진짜 삽교천 그런 데 있는 조개구이집 느낌이 물씬 나서 분위기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타가 있어. 와, 해산물 파티다, 해산물 파티. 얘들아 안녕 잘 있었니? 와! 고기다 고기! 고기! 고기! 등갈비 등갈비!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야 나 이거다 이거 아 저거 먹고 이렇게 났다 고기 나왔어요 아이키 치즈 나왔어 오리 와, 오리 오리도 있어? 와 입에 침 고여 여기 수족관에서 갖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와, 그 되게 우와. 신선하겠다. 저희 랍스타 살아있는 거 넣어드리거든요. 어머, 어머, 어, 어, 진짜 제대로네. 안다, 아, 다시. <laughs> 와 가리비 들어간 거 봐 가리비 와 진짜 크다 알이 진짜 크다 몇 개? 그 위에 홍가리비를 잔뜩 싹 가리비보다 더 비싼 게 홍가리비 맞아 와. 뭐 언제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와. 저기 와 진짜 크다 와, 저거 진짜 대짜다. 저 가마솥인 줄 알았어요. 은색깔 가마솥. 이거 나머지 이거 하나는 그럼 이쪽이 옆에다가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해서 네, 네 옮겨드릴게요. 아 이걸로 타이머를 계산하는 네,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뚜껑 열지 말고? 아 12분을 같이 보자. 얘들아 같이 보자. 그리고 시간을 타임을 딱 올려놓네요. 저거 센스 있다, 그죠? 네. 그죠? 몇 분 있다 열어요. 이거 맞아, 잖아요 시간을 딱.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한번 열어볼까요? 와! 진짜 크다. 엄청 튼실하다. 일단은 가리비를 다 꺼내? 아, 그럴라고. 지금 아미 언니는 앞에 조개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입에 딱 대면 60분 시작하니까 미리 시켜놓는 아. 거예요 전략적인 가요 전략적인 저희 요원들이 이제 숙달돼가지고 굉장히 남들이 자, 많이 먹는 거 보고 위만 있는 줄 아는데 뇌에 있습니다 네. <laughs> 머리 머리 씁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60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 기가 맛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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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옮겨드릴까요? 네. 네, 네 옮겨주세요. 와. 야. 기도개다, 기도개. 미쳤다. 스페셜 조개 전골 나왔습니다. 와. 진짜 푸짐하다. 오, 진짜 크다. 어머, 키조개 저거 살 실화야? 거의 그냥 보양식이에요. 아. 키조개, 문어, 랍스터, 가리비, 와. 근데 진짜 이름값 한다 스페셜이다 진짜로 파스타 먹어도 될까요? 드디어 와 영접하셨다 영접하였다 괜찮아요 오 하나 잡았어 자랍터 잡았어 잡았어 와 크다 한 2만 원거 같은데? 네, 머리 잘열 네. 이게 손맛일까? 까줘야지 야 진짜 전문이다 전문. 저, 저 정도면 그냥 고업자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전문자 전문가야 전문가. 나오고 있습니다. 꼬리 뿅. 와 꼬리까지. 그 한 마리 다야 그거. 이게 한 마리 이거 일단 이렇게 말려서 그래. 엄청 커 근데. 음. 치즈 찍을게. 제발. 어 지금 치즈를 듬뿍 묻혔어요. 오! 와. 치즈예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나도 한 마리 통째로 먹고 음. 싶어 나도 음. 랍스카 미쳤어 안에가 엄청 탱글탱글해 자 미친 거 아니야? 잘, 제일 잘 따졌다 게살같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네 우와 음. 아 이래서 랍스터 랍스터 하는구나 우와 이제 알았던 거야? 저는 랍스터를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와이 엄마 장난 아니네 음. 이거는 뭐야? 이거 알이야? 알 알. 일단 먼저 알, 먹어. 알 먹었어, 알. 오독오독 막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약간 녹진하고 응, 약간 부드럽고 걸쭉해. 응. 알은. 자, 일단 아미 랍스터 지금 갑니다. 오, 오! 마이 갓! 저한 입에 쏙 들어가. 톡톡톡톡 육즙이 터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입속에서. 네. 랍스터 식감이 진짜 뭔가 별대로도 찝히네 어, 아, 이것도 탱글탱글하지 탱글탱글하고 아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얘는 뚜껑을 따줘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초록 색깔 내장이 보여 우와 아 내장 진짜 내장 진짜 맛있겠다 고소하잖아요 또 어. 저게 조갯살 같은 거를 내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그런 다음에 먹는 것이지 색깔 내장 찍어 먹는다 어머 어머 내장에다 아 그치 저거지 너무 맛있겠다 뭐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내장이 되게 고소하단 말이야 근데 조개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쫀득 쫀득하니까 내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향이 달라져 음. 나도 내장 좀 한 숟가락만 먹어도 될까? 음 다른 다른 조개랑 달라 아 저, 이건 전복인가? 응자 지금 아 고급지다 오늘 고급지다 와 말도 안 된다 전복에 랍스터 내장을 탱글하고 너무 맛있다 문어 음. 아 이건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어 이거 봐꽃 같아 음.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문어 다 먹을 거야? 응 와. 오, 오,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어, 이게 말이 돼. 어머, 이게 말이 돼. 와, 어, 뭐야. 와, 아,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진짜 크라켄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laughs> 진심. 근데 약간 좀, 좀 무서운데 저는? 약간 전사 같죠? <laughs> 네. 음식이랑 싸우고 있어요. 입으로 공격하는 거죠. 아, 나 이 언니 갑자 잔인하려고 그 이렇게 전투적이다고? 부드러워? 음. 아 지금 딱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 한, 좀, 좀. 저도 다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음! 왕! 음! 빨판 식감 너무 좋다. 오징어가 통통 튄다 진짜.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야. 아, <laughs> 근데 오징어라고 할 만큼 되게 부드럽게 잘 끊기지? 음, 음, 맞아요. 공감이 나왔다 우와. 우와. 이거 다섯 개예요, 사장님? 네. 힘들다. 그- 너무 맛있겠다. 와! 야 여기 치즈가 와 뜨거워 미쳤다 와. 와. 아. 야 이거 그냥 셰프 같지 않아? 와. 언니 지금 모델해도 돼 진짜 어. 셰프 같아 셰프 이거 진짜 와,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와. 아 너무 맛있 이야. 와 반칙이지 저거는 치즈가 어금니까지 갔어 지금 너무 맛있겠다 등갈비 봐. 와. 왕 등갈비야. 진짜 시드폰 등갈비. 좋아. 와.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온다. 양념이 달달하지 않아서 딱 감칠맛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저희 여기 불 켜가지고 여기에 일단 칼국수부터 먹고 있을게요. 와, 저 얼마나 시원할까? 온갖 해산물 국물을 그러니까. 다. 칼국수 빼주면 암이 빠진 느낌이 들어. 밥안 먹고 온것 같지? 화룡점정. 엄마는 안 뜨거워? 깔끔하네. 어, 나는 안 뜨거워. 아유, 짭조름하게 맛있다. 쓰거든요. 아, 조개 향 흘렸네. 음 맛있어? 와. 이거 국물에 조개가 다 우러났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면에 그게 다 스며들었지? 맞아. 칼국수에 그게 또다 스며들어가지고 어머, 국수가 엄청 칼칼하다.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여기에 김치 하나 얹어서 먹으면 은 아, 김치 좀 올려줘. 조개가 다 우러났잖아요. 와, 저거지. 아. 맞아. 칼국수에 그게 또 다 스며들어가지고 오! 와! 음 야 역시 대단합니다 정말 아 면에 그냥 서해안을 담았다 와 이제 먹어볼까? 와 키도 이렇실한거 봐. 엄청 커. 어, 엄청 커. 어? 먹을 건가 봐. 어, 우리도 먹자, 먹자, 먹자. 먹어봐. 국물부터 먹어. 자, 지금부터 분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 음! 진짜 쫄깃쫄깃하고 시원해. 와, 너무 신선해가지고 그 말캉말캉함이 진짜 저 세상인데? 짜장. 아, 아. 와. 등갈비. 어, 맛있어 얼큰하겠다. 아, 진짜 와. 푸짐하다. 여기 바다가 따로 없네. 바다 앞이 따로 없네. 허해바다 앞이, 모랑리 앞이 따로 없어. 와. 와. 진짜 시원하지? 맑은데 얼큰하고 이게 계속 서 쭉뻥 뚫려 최근 5년간 먹은 어. 떤 국물보다 원탑이야 와 등갈비 실한 거 보소 짬뽕, 짬뽕 국물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고기 안에서 약간 짬뽕 향 나. 약간 얼큰하면서. 음, 감자 신 와 너무 쫀득쫀득하다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가지고 환상이다 환상 아니 등갈비로 핫도그를 만들어 한 입에 쏙 들어가네요 오 물어서 오 시향 아 역시 역시 맞네요. 우리 원이야 네, 그게 시원한 그 국물을 고기가 머금고 있어 스며들어가지고 시원해 음. 시원하고 칼칼해 시작해 저희 종이컵도 조금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역시 리더는 다른가요? 아, 와! 약간 느끼한. 이제 이제 이제 7% 됐어요. 아이키도 최선을 다하네요. 아까 그 조개전골은 뭔가 땀뻘뻘 흘리면서 여름 같았다면 얘는 좀 상큼한 봄. 음. 이 야채무침이 진짜 딱 봄이다. 새콤해. 어. 와 비주얼 뭐야? 엄청 시원해 보여. 완전 살얼음 이게 뭐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아, 우와 안에 소면 있어. 꼬막 엄청 꼬막 엄청 많아. 와. 와. 미쳤다. 아 우리 시향이 면치기 어 역시 마무리 쪽 응. 네. 마무리 쏙와 네. 여기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laughs>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하고 조금 달콤 시원 그래도 돼. 음. 나 그리고 비빌게 음 얘도 비빔국수에딱 그 정석이야 와 아, 역시 아 빨리